넷, 네, 다섯, 지금이야! 뻥! 됐어! 하나, 아직 두 개 남았다. 좋아요와 구독 집에 멈추게 한 다음에 하나 둘한 방에 넣어야 된다 빠와 빠와 개쩔었다 총알로 낚시를 해가지고 다른 방에 못 가게 궁금해하게 만든 다음에 술탄으로 해치웠다 완벽해 <laughs> 설명 중요해 똑똑해서 배그를 잘하는 것 같아 사실 샷발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약간 머리가 좋아가지고 적을 잘, 잘 잡는 느낌이 좀 나지 않아? 좋네 운도 좋아 심지어 아 근데 짜글이 너무 매워 허, 내 거야 이거 운도 좋아 착하고 예쁜 사람한테는 운도 따라준다 내가 말하는 것도 뭐 이거 감사합니다 너무 애미 사고 안 쓸래 애미 사고 싫어 온다 사 86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분 오늘 마이크 와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잘못했어 와 뭐야 이거 왜 그래 와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잘못했어 어, 어. m 고 써달라고? 아 MC하고 달리기가 너무 느린데 알았어 놀랬나봐 그치? 딱 여기에 샀는데 밑에 버려져 있어가지고 내장지 왔나봐 그냥 이건 내가 잘했다 <laughs> 아 그냥 내가 잘했다 나무에 맞춰서 각폭 하나 더셋넷 다섯 지금이야 빵 너무 됐어 하나 아직 두 개 남았다 있나? 장전하지 마! <laughs> 아 전부 다 나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총소리를 내서 네 명이 나만 보고 있을 것 같아 <laughs> 어 무서워 무서워 수류탄까지 깔 거지 너 수류탄 깔 거지 어디서 깔 거야 어디 있어 <gasps> 저거 소리가 나면은 이쪽에 있는 애가 방심하겠지? <gasps> 왜 갑자기 왼쪽으로 주는 거야? 왜 마지막 차기장은 나의 편이 아닌 거야? 다음에 하나, 둘, 나무밖에 있을 데가 없었는데 그래 술탄이 안 죽은 거야 아 유리했는데 내가 뛰어 올라갔으면 유리했는데 어 M 어, 어. 어, 사고 안 쓴다 그랬지 M 퍼스면 이겼다 M 사고 갖다 버려